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티코랑 맥놈 더블 라즈베리 준비해봤어요 이 맥놈 더블 라즈베리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어요 이거는 음, 어떻게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렇게 하면 초코가 어, 안 나오네요 일단 먹어볼게요 아내가 음. 체리, 체리, 체리 잼 들어가 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더블 라즈베리 그맥그 아이스크림이 맛있는데 클래식이 제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